너와 있을 땐 내게 신기한 변화가 있는데 자꾸 미소 짓게 돼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마법에 걸려 밤을 새도 계속 빠지고 빠져 점점 너에게 나는 알콜 프리 근데 취해 취해 취해 마신 게 마시는 내 샴페인 내 와인 나 데킬라 마가리타 모히또 with lime sweet mimosa pina colada I'm drunk in you I'm drunk in you I'm drunk in you